Please subscribe Bank Tech Korean YouTube channel. I can't I can't really I can't you know okay okay nice, That's, nice. Where you from? I'm from Korea. Wow, nice Korea. Can you teach me about Korean languages? I don't speak English. 아, you don't speak English? 아, 한국말 얘기해. 여기 네 알았어요. I can speak Korea. 오 대박. 아, 한국말 배우고 싶어. 어디냐고 지금? 안지를 가보자고요. Hello, Hello, where you from? I'm from Mongolia, but I'm living in Korea right now. Oh, nice. Maybe, yeah. Maybe you can speak Korean? No, I can't really speak in Korean, but a little I can talk a little bit, but oh, not fluent. Okay, okay, okay. Actually, but uh, your your English is very good. Um, thank you. And where are you from? I'm from Indonesia. Um, but why Korean flag is? <laughs> you you living in Korea too? Yes, I like Korea. I can speak Korean. Uh, my Korean uh, very well, better than my English. Oh, really? Uh, 그럼 한국말 할래? <laughs> where, where you from, by the way? I'm from Mongolia. 아, 몽골리아. 언제 한국 와서? 아, 저는 일... 1년 됐어? <laughs> 아, 네. 아. 저는 1년 됐어요. 한국 살아요? 어딘데? 한국에서? 한국 어, 서울 용인시. 서울? 서울 용인. 용인? 응. 음. 에버랜드? 예, 네, 맞아요. 와 <laughs> 에버랜드 가까워. wow, 아, 아니, 근데 난 에버랜드 가, 안, 안 가봤어요. 아, 왜? never, never, 음. 아, 에버랜드 가까워. 영인. 네, 가까워, 가까운데 안 가봤어. 10분? <laughs> 택시 타고? Maybe? 아니, 택시 타고, 네, 20분 정도 아, 알았어. 어, 에버랜드 가봤어. <laughs> 음, 음, 근데 아, 지금 네. 어디서 사세요? 아, 안산. 아,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직업이 뭐예요? 저는 어,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생. 아, 근데 나는 어, 교환학생으로 아. 지금 단국대학교 다니고 있어너 한국말 잘해. 진짜 왜? 아니. 왜 얘기해? 한국말 못해? 너 진짜 아니, 잘하 자... 진짜 잘하시네. 너무 잘해. 아니 이거는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똑같은 한국 사람. 한국말은 똑같아 한국 음, 사람. 감사. 근데 너 너무 잘. 네. You better than me. No, you you don't do too. 잉글리시 잘해 한국어 잘해 아이고 박수 어. 네, 난, 난좀 똑똑해요 아, 몇 살이야? you're, the, 예, 저는 스물 두 살이에요 스물 둘? 아, 오케이 알았어 이름이 뭐야? 안나 안나? you mm. your era uh, no era look like uh, Indonesian Sarah Anna. Really? Mm. But I think Anna is really international name. Ah, correct. Yeah. Uh, international name. Mm, Anna. Mm. Long name? Long? Uh, full name? Full name? Full name. It's really hard to say ah, because it's Mongolian. Heba. 봐. 말해. An Anar Anar? Anarchok. Anar? Anarchok. Anarso? Chok. Anarso? 음. wow. Yeah, 음. like nobody pronounced that right, so I just turned my name into Anna. 음. It's easier, 어, right? 어떻게 한국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어요? 어,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배워, 배웠어요. à, hạt kiểu ấy ờ mô sinh còn bố hệ ờ dùng ngô ờ hàn quốc cô 둘이 같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영어 and 한국어 오케이 알았어 음. 그러면은 다 알아요 진짜 잘하시네 you, 감사합니다 you, you better than me 노코시마 아까 여기에 어, 한국말 못해 와 진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 알아들어 응 But you're the first person 아빠, 아빠도 몇명 있어? 응 혼자 살아요? 응? 혼자 살아요? 아니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아. 친구 같이 살아요. 둘이? 두 명. 아. 한 반에 두 명. 음. 응. 아. 근데 친구는 지금 없어요. 아, 어디 가서 도, 도망가서? 아 남자 친구 만나러? 아예제 친구는 일 일하고 있어요. 아 예. 너 일 일했어? 너? 네. 네, 어, 가끔 학, 일해요. 학, 아, 학교 and 일해? 응, 음, 맞아. 아, 무슨 일해? No. 어.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일해요. 어? 공장? 그냥 회사? 그냥 아, 아, 아르바이트. 아, 무슨 일해? 직업이 뭐예요? 식당 아, 아니면 아, 식당. 호텔 호텔? 네. 호텔 뭔데? 네, 아르 아, food, food. food. 아, food. 알았어, 알았어. 음. 아, 김치, 마, 김치 만들어? 어, 음. 요리해, 요리? 아, 식당. 아, 진짜. 맛맛 맛인데? 맛, 맛이, 맛있다. 맛있는 거? 아. <laughs> 네. 하나 죠 u <laughs> 어, you can uh, cook it? More some cooking? Oh, Kimchi? I'm not. Uh, Yuke-chan? Oh no, I don't make food. <laughs> ah. I just like clean the tables and it's like a waiter. Ah. Haru olmayo arbaitan. Hmm? Haru haru haru olmayo arbaitan. Sip mano nawa Ah. 네네 10만 원이 10만 원? 아 비싼데? 응. 응. 음, 와. 어. 아 시간 있으면은 놀러 같이 갈래? 응? 놀러 같이 가? 어디? <laughs> 어 어디네? 어디로? 서울에? 안산? 인천? 대천 근데 근데 안산 너무 멀어요 여기서. 아 괜찮아. 뭐 상관없어 딱하고 <laughs> 난 좀바쁜데 어, 시간이 그 없는데 세캔 있으면 아 언제? 응? 언제 세캔 있어 세캔 있어요 언제? 음 저는 음 <laughs> 월요 아니 목요일? 목요일? 응. 아, 막 뭐, 여러 이래 이래 이래잖아. 네, 저도 일하고 계시네요. 아, 일 여일라 일해? Can you hear me? Where you from? Hello? 여보세요? Can you speak? Where you from? Can you speak? Where you from? I'm from Russia. Ah, Russia. But your connection from Korea. I live in Korea. Can speak Korean maybe? Yes. 와. 한국말 얘기해. 아, 한국말 알아요. 한국말 좀할수 있어요. 와우. 아, 할수 있어요? 와우. 한국말 잘하시네. 그저 사용 사용됐어요. 3년? 4년? 4년. 4. 4. 3. 3. 3. 이게 3. 4. 3. 3년 어, 됐어요. 3년. 와우. 오래됐어. 뭐 했어? 안질 까불. 네. อะไร 안녕하세요. คนไทย no hello 뭐 해요 지금? 저녁 먹고요 아, 와우.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아, 연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아. 음, 어디지? 지옥요, 지옥. 지옥? 중국? 정네 말봐. 아니. 한국 한국 사람? what about you? 아, 아, 어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알아요. 인도네시아 사람. 아. 음.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지? gu, Bye con đưa. Bye con đưa. Bye bye. là Hello. Where are you from? Philippines. Wow, nice Philippines. <laughs> Pinay ka, no, kuya? Why are you laughing? 아, 대한민국. 네, 어, 대한민국 만세. 아, 어딘데 지금? 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어딘데?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 아, 수원. 비용 비용택 옆에? What? 비용택 옆에? 어. 비용택. No. No English. 삐용댁 요빼. 그게 뭐냐? 삐용댁 삐용댁 수원 삐용댁. 아 삐용댁. 삐용댁역. 아 수원 왕갈비 통닭장. 어. 뭐 어디가 비슷하게 파기 물어봤어. 여보세요? 아, 너 한국인이야? 저 한국인 같아요. 어딘데 지금? 어, 저기 혹시 필리핀 사람이에요?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같아요. 인도네시아 가왔어? 아니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아, 너 필리핀? 필리핀스. 아. 네, 지금 한국 살아요? 아, 아니요, 필리핀 살고 있어요. 어, 왜 using VPN? 네, VPN 쓰고 있어요 지금. 어, 왜 한국말 알아요? 어디 배웠어요? 아직 아직 안 배웠어요. 직접 배운 적 없어요. 와, 진짜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요. 대박. 아니요. 몇 어, 살이야? 어, 맞춰봐요. 아, 열다섯? 열다섯? 어, 네, 열, 16살이에요. 16살? 아, 그래. 알았어, 네. 알았어. 어, 이름이 뭐예요? 아 알아? 네, 이름이 알아요. 알아, 알아요. 네. 알아. <laughs> 네. 어, 어, 뭐, Korean 뭐? 알아. <laughs>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알아요. 와 당신 많이 이쁜데. 아유. 머리카락에 머리카락 이쁜데. 아 진짜요? 아 머리카락 길어? 아니요. <laughs> 네? 머리카락 길어? 조금 조금 길어요. 그, 뒤로 가 뒤로 가. 이렇게? 응. 어, 네, 어, 좀 길어요. 진짜 너, 너무 잘해. 아니에요. 어떻게 한국말 배워? 어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인터넷? 그냥 네. 인터넷? 네. 네,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해서 진짜 한국 사람? 아니에요. 나 생각해, 너 한국 사람. 근데 지금 한국 계시고 있어요? 아, 지금 인도네시아 살아요. 어, 아 옛날에 한국 가왔어요. 아 한국 가서 7년 동안 한국에 있어요아 저는 한국에서 가본 적 없어요. 음. 가본 적 없고 그냥 필리핀 살고 있어요. 남자 친구 있어? 아니요, 없어요. 왜? 당신만이 이쁜데. <laughs> 아니 없어요. 아, 어, 떤타입 남자친구가? 아, 이상형? 어 사실 이상형 없어요. 그냥 <laughs>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아나좋아 사람. <laughs> 아 외국 사람 괜찮아? 네? 외국 외국 사람 괜찮아? 음 사랑하고 글쎄. 싶으면 음. <laughs> 안 돼요. 왜? 필요 없어. 안 돼요. 아까 아직 볼게요. 너 한국인이야? 너 한국인이야? What? 한국인? 한국인? No. I'm from Turkey. 아, you from Turkey? 아, you from Turkey? Yes. 아, Where are you connection from? Uh, your connection from, From Korea. from Korea? You? Uh, you live in Korea? Uh, you live in Korea? No, I just use VPN. Ah, you see VPN. Ah, you see VPN. Can you speak Korean? Yes. Maybe? Can you speak Korean, maybe? What? Can you speak Korean? Can you speak Korean? 조금. 아, 해봐. 해봐. 안녕하세요. 어. 저 자기소개. 잘 자기소개. 잘잘잘 못했는데 그래도 아. 말하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음. 잘해, 음. 잘해 잘해 진짜로요? 음. 음.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에제예요 에제 에제? 에제라 에제? 예스 아,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저는 아, 인도네시아 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 저는 아 저는 잭입니다 잭입니다 자기소개. 자기소개. 하이, don't do. 아.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 알아요? 어디 아, 배웠어요? 그냥 어디 아, 배웠어요?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나... 봤어? 드라마 봤어? 예, 드라마 봤어요. 알았어, 네, 알았어. 네, 알았어, 알았어. 음, 터키, 터키. 음, yes. 왜 얼굴이 안 보여? 왜 얼굴이 안 보여? 조금만 옆에. 그냥 부끄러워서.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상관없어. 진짜 너무 너무 부끄러워요.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저는 17살이에요. 아, 17. 아, 17. 예. 세븐 음.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집에? 집에? No, I live with my friend, um, with my family. 아. 누구한테? 아, 누구한테? 가족이랑 다른 사람 What? 없죠? 다른 사람 없어? 있어요. 내 동생. 어, 어디? 어, 어딘데? 요거에 있잖아요. 요거에 있잖아요. 이, 이, 이. 아, 헬로. 아, 헬로. You can speak. Hello. He, 남자친구? he can. 남자친구? No, he's my, 아, 진짜? 아, 나 진짜? 정말 Brother. 야, 정말 진짜. he's my brother. 진짜로? 진짜? We are, we are twins. 음, 음. 음, 거의. 봐봐. 봐봐, 얼굴이. 얼굴이. Two, 다- two, two. Okay, we are twins. 아, 둘. Yes.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Waalaikumsalam. 아, are you Muslim? Jom 아, jom. are you Muslim? Yes, we are Muslim. 아, nice. I'm Muslim too. I am Muslim too. I'm from Indonesia. I'm from Indonesia. Why your brother Why cannot your speak brother can speak Korean? Korean. He he can't speak English and Korean. 아. He just 아. he just speak Turkis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얘기해. Say it. 한국말 얘기해. 괜찮아. Say it. 안녕. Say it. 안녕. 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Have you ever been? Have you ever been? Other country maybe. Other country maybe. No. Like, like Korea. Like, like Indonesia? Indonesia. No. But I want to go. Where? Where? For maybe Korea or Indonesia or ah. Japan. Ah. Japan. Come here. Come I here. Be, I will be your tourist guide. Your tourist guide. Thank you. Uh, I know ah, I know some. I know some words in Indonesia, but I forgot. Ah. What's that? Uh, what's that? I forgot. Um. Uh, can, can you speak? Can, can you speak uh, Korean? 못해요, 못해요. 아, 한국어. 아, 한국어, 한국어. 나 그냥 못해요, 진짜로.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힙. 아, 얼, 얼굴을, 어, 오케이. I can't, really, I can't. 어. 어. 진짜 못해요. 그 이해할 수 있, 는데 음.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영어 대 영어 영어로 오케이. 아, 영어로. 아, 영어로. 아, my English very bad. 아, my English very bad. 아. 아. My Korean. My Korean. 아. Better than English. better than English. better than English. Okay, okay. I... okay, okay. 한국 한국에서 살아요? 어, 야나리. 아니면 어, 야나리 한국 가봤어요? 어, 무슨 잘. 말이 알아냐? 무슨 말이 알아냐? 어? 무슨 말이 알아냐? 무슨 말이 알아냐? 한국에 가봤어. 한국에 가봤어. 한국 한국에 가봤어요. 아, last you year. 아, last year. Last year. Last year from. In summer. Year from Korea. In summer or in 겨울 아니면 아, seven 아, year in seven Korea. year in Korea. 아. 그러면은 한국말 그러면은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조금만 알아요. 저도요. 한국말 잘해. 근데 한국말 잘해. Better than 아니에요. Better than me. 아니에요. What's your name? Uh, what's your name? I forgot. I forgot. 에제. 에제? 에제라고. 에제? 에제? 네. 에제. Very difficult. Yes, it's dif difficult. Are you have Instagram? Are you have Instagram? Yes, I have. 아, 줘봐. 아, 줘봐. I right. I okay. I like your nose. I like your nose. I did this. 제가 만들었. 제가 아, 아, 예. what's that? 이거 맞아요. 저 이거 Did you say Instagram right? 음. I 음, okay okay okay. check. 에체? 에체? 에체? I was and I want going to Turkey. Maybe someday. Maybe someday. First one. I already. I already follow you. What? Sex, sex. Sek, sek. My Instagram. My Instagram. Okay. I will following. I will follow you. What's that? What's that? Actually, uh, Koyangi profile. Koyangi profile. Cat. Cat. Dog. Dog. What? Your profile. Instagram. Your profile Instagram. Yes, I I just use my phone so I can't follow you now. I can't follow mm. Mm. right now. Ah. Uh. What? What? what? Did did you go to another countries? I want going to. I want going to Turkey. If, Turkey. If I have. If I have. My name. My name. 터키에서 가본 적이 있으세요? 가본 적이? No? 가본 적이 no 없어요. 아, You had to 아, I learn Turkey. Korean I learn Korean like this. like this. 어 I I had to, I can I can read And Yeah. write. and write. You can. You can write. yes wait I I will show you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인차 잘하시네 인차 잘하시네 오케이 아 이거 쓰기 연습 아와 그러면은 I'm not good. 그러면은 한국말 잘해. 감사합니다. you you can. 어, You, you can uh, middle. What? Why 옆에 Why 옆에 I don't know. Okay. middle middle. middle middle. Okay. 어, 어, no 혼자 배워. 너 혼자 배워? What? 혼자 배워. 혼자 배워? 혼자? 어. 어. 혼자 음, like 아니요. 혼자 like yours- your, yourself. yours, yourself? What? 아, 성사님 없어. 성사님 없어? What? I I really I can't understand you. Wait, I will Oh, wait, I will search on Google. search on Google. <laughs> You, you don't understand you, 혼자? You don't understand 혼자? 혼자, I can't understand. 혼자. 혼자, like yourself. Alone yourself. or 혼자. 아. 아. 혼자. Is, is it 혼자? 혼자, 혼자 한 사람. 혼자 한 사람. 혼자 한 사람. 네, 네.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Okay. no my problem. English. my English. You know. You know. Understand? Understand? Am I am I single? Huh? You uh, self yes. Study? Self study Korean. Without teacher. Without teacher. No. Mm. I just. I just. I. How can I say? I just read and write. 아, I just read and write. It's that's it. And I just Ah. talk with Korean people. 음, 음, 음. 이렇게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공부하는지 그냥 그러면 그냥 한글 봤어요. 음. 한글 봤어요. That's you, it. ha- you have you book? have you have book 공부해? Kombu hai. puk puk ah. puk puk check Oops. check also kenyang. also kenyang alright kenyang alright ne and red ne internet bebas ya internet bebas ya what internet bebas ya internet bebas ya angguko no. angguko no otinde oh, otinde oh, televisi televisi what uh, I only I can't. Ah, ya. 다시 말해요. 어디 배웠어요? 어디 배웠어요? 어디 공부해요? 어디 공부해요? 어디? 아. 아. 텔레비시? 그 텔레비시? No. 알, 저 알고 있는 한국 사람 있는데 그 if I have if I have question 음. 음. like 이거 어떻게 할수 아. 있는지 아. 어, something I just ask him 아. Ah. Where? Like this. Where? Hanguksara. Hanguk Hanguksara where? Ah, he is. Ah, in... He's live in Turkey? Korea. Turkey? No, no? Korea. Oh. He's no? living oh, Korea. Korea. You chat yes. with him? You chat with him? Yes. Oh. He he he's came mm. to hmm. Turkey mm. and mm. I met I met with him hmm. Hmm. and he 가수. came 아, back. 아, 들어가죠? 네. 아, 가죠. 어, 알아서 알죠. You 이렇게. met him. 한 you 번. met him 한 번? 네, 한 번. 아니요, 두 번. 아, 그 첫날 두 번? 우리 음, we met in Korean restaurant. 아, 아, 아? And then 아, 터키? 터키? Korean yes, restaurant? in Turkey. Korean restaurant? Yes, in Turkey. 어떻게 and then 알아요? You we 어떻게 met- 알아요? met You on Ome met TV? on Ome TV? First time? No, First time? no. Where? In Korean Korean restaurant. 아, in Korean 아, restaurant in in Yeah. Korean Turkey? restaurant in Turkey? Yeah. 아, you met him? Uh, you met him and 아, uh, And he said, I want to meet with you. 아, uh, 그래서 we met him in Turkey. uh, 네, like this. culture shock? culture shock. 아, What? 한국 아, 남자는 한국 남자는 culture 음. shock in culture shock in Turkey. I can't understand you. 아, wait, wait. 아, wait, wait. Okay. 아, 아, 몇 살이는지, 내가 몇 살이라고 내가 몇 살이라고 너 생각해 네. 몇 살이는지 그 아니면 그 철학 그, 그 한국 남자는 한국 남자는 in Korea in Korea yeah uh, because uh, because uh,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음.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다른 나라 한국 and <laughs> Turkey he's came to Turkey for vacation. Oh, vacation. Oh, vacation. Yes. Mm, arasa, <laughs> Can I? Can I? Uh. Uh. Moraku. Moraku. Tarmorigas. Tarmorigas soil? Uh. Uh. 모르 모르 잘 모르겠어. 응. 응. 근데 우 시작하야 돼. 근데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돼? 응. 응. 인도네시아 음. 놀러시아 놀러와. 아, 오케이. Okay. I i will come. I will be. I will be Doris Cat for you.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머리카락 길어. 아 머리카락 길어. What? 머리? 뒤로? 롱, 롱. 뒤로? 롱. 롱, 롱. 꼭 이렇게. 아, 이만, 이만큼. 예. 예쁜, 예쁜데. 예쁜, 예쁜데. 감사합니다. If you if you don't understand, don't understand, you chat him. You chat him. 아, 앙차라. 앙차라. Okay. 어, 알았어, 알았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어, 그러면은 한국. 그러면은 한국말 잘해. 예. b 네. u 네. I am. 아, I am. 한국말 못해. 한국말 못해. 저도 저도 한국말 못해요.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아니에요. 아. 많이 아, 이쁜데. 많이 이쁜데.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 한국에 오면 더 잘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한국 7년 동안 한국에 있어요. 오케이. That's it. Uh, maybe next. Time, uh, maybe next time. I will meet you again. I will meet you again. Okay. Hooray. Uh, I like I like this. I like this conversation. I like this conversation. Me too. Uh, uh, uh, sorry. Uh, I have YouTube channel. I have YouTube channel. Really? Uh, can I uh, upload? Uh, can I, I upload on my YouTube channel? On my YouTube channel? Of course, of course. Why not? Uh, Thank you, thank you. Ah, thank you, thank you. You can write your but YouTube. But your face. Your face. Middle, middle. Middle, middle. I Come will. Here. I will. Hi guys. I will be. I will guys. thumbnail. thumbnail.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Uh, like this. Uh. Uh, like this. You say anything? You say anything? Uh, hi, guys. uh, hi, hi guys. Uh, Uh, subscribe uh, channel channel Bang Bene. um, Jack Korea. check Korea. Oh, you look so pretty. Oh, you look so pretty. Thank you. But I'm not pretty. I think. I think I'm not Uh, pretty. pretty. I'm not pretty person. pretty, 진짜로. 감사합니다. You say anything. You say anything. Wait, I, I will screenshot because I want to mm. check your YouTube okay. channel. Mm. Okay. What should I say for your subscribers? Uh, I can't talk. Turkey, uh, Turkey, Please come to Turkey and uh, really wait, good ah. place. Uh, ah, Turkey, wait, uh, uh, hello, Bang Check. Uh, subscribe, Bang Jack uh, channel Bang Jack Korean. Subscribe, like Like, share. Subscribe, like, share. Please subscribe on YouTube channel Bang Check Korean. Is it true? Uh, it's true. Am I? Hey, okay, okay, okay, okay. Come here, come here. Admit well, admit well. You like this? Yeah. Hana. Hmm. Dude. Hana. Dude. Set. Set. Please subscribe. Bank 10 Bank Tech Korean YouTube channel. I can't. I can't. Really, I can't. You know. Okay. Okay. Nice. That's... Nice, nice. Okay. Okay. Nice. nice. Nice. Thank you. <laughs> Next, uh, Next, uh, Munjahe. 문자해. Munjahe 알아? 문자해 알아? 먼저 먼저 해. 아, I 아, 메시지, 메시지. just 메시지, 메시지. okay, okay, okay, Message okay. on- I will 아, message. 메시지 on Instagram. Okay, Uh, thank you very Uh, much. thank you very much. This Uh, conversation. no problem. this conversation.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안녕 약속. 계세요. 차차. 차차.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